9시 1분에 저희가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풀어야 돼요 사실 맞아요 네, 인사는 노래 부르고 정식으로 드릴게요 네. 아! 안녕 아! 안녕 네. 야 벌써 네? 1,500분, 1,600분이 거의 함께 가까이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은요 어, 나왔어요 아, 아, 아, 아 <laughs> 골든차이드가 부릅니다 원 예, 예, 예, 하! 하! 하! 빠바빠바빠 왕! 왕! 왕! 달렸어 달렸어 달렸죠? 그저 널 안고 싶었어 미쳤다 또 미쳤다 모든 날 향해 외쳤어 흩어져 사라진대도 혹시 그게 끝이라도 소원 없어 다 타버렸어 몰아줄게 지쳤어 어디에 너는 없었어 불 속에 그림자에 그저 홀로 멈춰섰어 자, 가능합니까? 헛된 욕심인 걸까 서 뭐라고? 어, 애매매 곁에 Let's go. I'm falling down down down down ah, oh. 완벽한 바다에 추락하는 별 I'm falling down down down down Yeah, yeah. You're my lucid dream I know 이미 perfect 너와 나 Let's go Yeah yeah 여긴 어디 난 누구 눈을 떠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아침 빛나긴 쇼를 봤어 이제 꿈이 아닌 현실 흠이 없는 꿈을 깨니 흠이 없는 평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꿈 같은 날 Crazy What is o down 일어서 down 찾아 헤매던 난 이미 n 겨우 저기요 나 이미 완벽해진 now 지나가는 별뒤 떠올리는 red sun 우주를 뒤집어 Once I saw y o 지 수도 없이 Man in the mirror Upside down Inside out 미쳐 몰아져 너는 아이 거리 바람 바람 불어 어서 날 불러 내 바보 들었다 다 짙은 연기 널 들을 수 있어 날 감싸 안았던 기분 온기 넌 이미 곁에 Let's go! 이런 말로 시지 I 난 이미 너야 어리와 와와와 그리와 나나 다쳤던 날려줘 마지막 조각은 너야 그래 난넌넌 스며들어 파고들어 이미 perfect 너와 나 This time! Let's go! 스며들어 골차 멋쟁이 멋쟁이 장수 워셈의 골든히스 멋있어요 해열 성윤 장준 영택 그 다음 누구냐 그거는 하는 게 골든이 스며들어 골차 파고들어 골차 우리 너는 너라고 골든타이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어, 어, 어, 어. 앉아서 라이브도 처음. 아 좋네요. 아, 좋네요. 아,